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우유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, 같이 먹으려고 달기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엄청 맛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딱 맛있게 됐어요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이 쿠키 케이크가 완전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집에서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아,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